유하 오늘은 아보카도 베이컨 버거와 상하이 치킨 스낵랩, 웨지 감자, 화이트 마요 소스, 콜라까지 이렇게 만원 이벤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잘 먹겠습니다. 감자가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<laughs>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다 아보카도가 들어간 상하이 버거는 처음인데 <laughs> 사고 친 것 같은데 손 씻었습니다 재정리 잘 먹겠습니다 여기 보여? 아보카도? 원제이제이행예994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원장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한 입마다 카운터라고? 크게 배먹어야겠는걸? 그러네 크게 배먹으면 안 되잖아. 음. 햄버거 버 뭐? 너무 양심이 없었다 <laughs> 너무, 너무 양심이 없었다 방금 배먹은 거 원제 이제 옌1994님 원제 이제 옌1994님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와못 뭐 먹겠나 햄버거 먹는데 돈이 굴러 들어온다 원제이즈 1 9 9 4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직도 들고 있대 아니야 다른 것도 해주신다 그래서 원지 그냥 웃기려고 한 거지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원제이제 이행예 954님 별풍선 36개 감사합니다 그만 쏴 그만 쏴